지역구 하나를 더 만들어냈어.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. 그레이브! 부셔버려! 막아야 해! <laughs> 인정해주지. 이 녀석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. <laughs> 하지만 우리도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겠지. <laughs> 당연하지. 넌 여기서 끝이다. 그레이브! 하! 나한테 맡겨. 우린 아직 볼 일이 남았거든. 그렇지, 그레이브? 나도 괴롭히게 해줘. 진정해, 진정하라고! 상대할 시간은 충분하니까. <laughs> 아소 박사님, 그레이브가 많이 다쳤어요. 홍콩으로 돌아가면 바로 전체 수혈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래, 그렇구나. 준비하고 있으마. 지금은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만 생각하거라. 코치로맨스 게이트에서 생긴 일에 대한 영상 갖고 있어? 새로운 seed core였어? 아, 맞아. 그놈들이 이걸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봐야겠어. 한 가지 확실한 건스컴랜드 두기 위해 가지고 오진 않았다는 거다. 스크롤에 하나를 두어야 하니 이건 두 번째 seed core겠구나. 내 예상으로 두 번째 seed core는 홍콩이나 쿠알라룸푸르 아니면 싱가포르 가게 될 거야. 간부들이 전부 파티에 있었거든. 내 생각도 그래. 그놈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건 드물어.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. 맞아.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조사해봐야겠어. Zora. 끝까지 쫓아라. 지금은 둘 다 안정됐지만 더 이상 차도가 보이질 않구나 특히 미카 말이다. 미카는 자신 안에 있는 시드를 억누르지 못할 거야. 곧 시드가 그를 집어삼키게 될 수도 있어. 고마 상태라면 치료약을 찾을 시간을 보일 수있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그리 많진 않을 거다. 그레이브는 빅데디의 슈페리어 DNA를 사용하면은 아마 치료할 수 있을 테지. 하지만 미카는 빅데디의 딸이야. 그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구나. 콜츠, 거기 피가 담긴 병을 좀 건네주렴. 그레이브 의자에 끼워주렴. 빈 공간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. 그리고 상태를 지켜봐 주렴. 나는 조금 쉬어야겠구나.